만나면 함께 들렀던 작은 카페 Udah apa? Iman kenal. 그 카페에 서서 함께이던 날도 어떻게 지냈어 널 보고 싶었어 영상 못 쓰게 해야지 그런 거 다 올려 만나고 헤어지길 수십 번 또 끌어안고 눈물 범벅인 채 잠들었던 기억 혹시나 새벽에 날 보러 와 문 두드리진 않을까 날 잊은 채 잠설친 기억뿐 나 이렇게 병 같아? 뭐 나,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아? 어. 아 그래? 아니, 기분 탓인가? 다시 한번 영원히 그래 들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게 되게 고맙더라 뭐 하나 이렇게 돈 한 푼 못 쥐어주는데 나는 음.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해줘서 되게 고맙더라 <laughs> 나는 음악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재능을 안 보였었던 애거든 피아노 치라고 그러면 음. 맨날 짜증내고 하기 싫다고 그러고 풀로 부르라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시간 연습할까 말까고 근데 음악 하고 싶다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야 부모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저다 <laughs> 말겠지 하는 생각도 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음, 믿고 하고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보면 끝까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접시에 하얗게 쌓아올린 그림 헤어지자. 이만 끝내. 널 두고 maybe 속 놀래 눈에 담고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걸 알고 또 해줘 시끄럽게 내 심장을 때리고 모른 척해 그렇게 이 불면증조차 그대가 준 보물이라면 감사히 난그 곁을 지킬게 난 눈으로 지했어 지난 밤을